안녕하세요 한국천민 한천입니다 오늘은 통삼겹살 밥 파김치 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와 이게 진짜 엄청나게 큰 삼겹살입니다 너무 큰데 진짜 이데 보면 이쪽은 두껍고 이쪽은 얇아요 와 진짜 맛있다